Ooh. Mm. 익혀두시면 됩니다. 나왔습니다. 뭐야? 네? 오, 그럼 못하겠어? 안먹을 거지? 먹을 거안 먹어. 이렇게 기름을 넣는 거야. 맛있어. 먹어도 돼.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음 なんかうんうん Uh, Mm-hmm. 어. 진짜 맛있다. 음. 늦지 않네 이것 좀 마셔. 응, 哇！哎呀，好吃！嗯，热，嗯，好热。我出汗了，哦，哇！ 우와. 어. Uh,